2020년 5월 1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맛이대 잠깐만 가지야 전혀 연주를 쓴다 잠깐만 잠깐만 뭐지?

당신 나와 안 나와? 하지마 하지 말라 했어 나 이제 어? 쳤다 비 오면 안돼 비 오면 안돼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막 돌아 여러분 잠깐만요

거기서 여기 있었어 신발 어딨어? 와! 와! 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니까 얘들아 안된다 안돼 이거 귀신 장난 아니다 잠깐만 소리 집중 여러분들 봐봐요 싸네님 말이 맞아요 누가 왔, 지금 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싹 뒤집어 놨어요 지금 이거 누구야 누구야 봐봐 이러면 안 누, 누구 누구 있는데? Oh, shit. 아. 누구야 하지 말라니까 누구야 이거 지금 누가 일어났어 지금 또 똥 내가 다 치우네 진짜 아또 똥 내가 다 치워 아! 어, 잠깐. 잠깐.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? 내 기운 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? 어, 어 지금 내 기운 빼려고 어, 나는 병신 병신 생키다. 나는 개 병신 생키다. 아니 근데 희한하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음. 아, 아. 너 나의 알람이 되어라. 어? 너 나의 알람이 되어라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